방법 쌍검의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쌍검은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This is a fighting skill called 쌍검 due to solve with both hands. Soldiers can defense and offense at the same time. 这是用两个文件组合成的叫双剑。 한국 고유의 건술 봉국검을 씌웁니다. 봉국검은 한민족의 활달하고 유연한 몸 동작이 잘 나타나 있는 검법입니다. This is Korean pressure sword technique 봉국검. It has active and flexible movement. 스키마 시대 한국 고유의 때에 공격과 방어를 펼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This is Commander Soul Technique 제도권. It has a lot of speed technique to the attack and defense. 자리가 이때가 오이 가드나 와서 모터 캔즈츠 제도권 내고 사이마스. 최종 教授为左右旋转的进修教제도권. 등나무로 만들어진 게 공패가 등장하였습니다. 손으로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막고 오른손으로 검으로 적을 공격하겠습니다 A soldier is holding right a n d t h the left arm and holding a sword on the right arm to attack e n m 左手では盾軍兵を持ち手を持った右手では攻撃する武芸でございます这是同等叫军配초성대를 닮았다 서 이름이 붙여 원소와 사람의 눈썹을 닮은 세포가 등장하였습니다. 좌측 원소는 미래를 보고 눈썹이 넓어 천마도라고 불리며 우측 협도는 적외지는 모습이 효과적이어서 파도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무기입니다. Now we have 월소 for waffle request shaped light and 협도 shaped light. Those are very powerful waffles to take enemies on 24 water tornadoes. ただいまご覧いただいております服は三日月の形に似ているため月の剣という名が付けられたボルトと人の眉毛の形に似ていると言われるキャプトでございます正是上雷女为毛岛 c a 和月亮剑叫游泳。 긴거 봐. 위에 손으로 사용하기 힘든 쌍수의 시였습니다. 쌍수는 손잡이 윗부분에 고민이라는 악입니다. 손으로 잡고 휘두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This is the biggest and longest sword, 쌍수종. There are four waves, 쌍수캔, and four sands. 手の中で最も大きく両手によって使うサンスドのシーンをご覧いただきました。サンスド、最大最大のチェーン。 第六，两记手挥动。撤！撤！哎呀！撤！哎呀！ 관객 여러분 멋진 시험을 선보여주신 이 국사기 시범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